안녕하세요 태국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남자 제이코입니다 오랜만에 태국 방콕 브이로그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2020년 7월에 어느 날 방콕에서 우리나라의 밀레오레 또는 두산타워와 비슷하다고 할 만한 빠뚜남 플래티넘몰에 갔을 때입니다 빠뚜남 시장 인근의 칠롬역으로 가기 위해 저희는 지상철을 타고 이동 중이에요 오늘도 코리아시아의 태국 이야기 시작해봅니다 랜선 여행 즐겨보시죠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 아시죠? 센터라고 얼느 쪽으로 가는 거야? 네가 나를 센터로 삼는 거야? 센터라고 센터로 7년 내려서 몇번 몇번 찍고 이게 다 테스트 있습니다 방콕에서도 우리나라의 티머니 교통카드 같은 것을 찍고 요금을 지불합니다. 영상에 보였던 레비트 카드가 태국판 티머니 카드입니다. 지상철 7노면에 내려서 6번 출구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나가게 되는데요 초록색 가드레일을 따라 계속 걷다 보면 이렇게 라차프라성 방면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또 오고 입니다 앞에 라차프라성 구역임을 알리는 이정표가 또 있고요 직진하면 시암역 방향입니다 여기서 이정표를 보고 우회전을 하면 게이손 빌리지라는 쇼핑몰이나 빠트남 플래티넘 패션몰로 가게 됩니다 우측에 게이손 빌리지가 보이네요 게이손 빌리 쇼핑몰로 우선 입장합니다 이곳을 관통해서 가야 돼서요 쇼핑몰 입구에 타이차나 앱으로 입장 등록을 하게 합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타이차나 앱 또는 라인 메신저를 띄우고요. 거기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입장 등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곳이 게이손 빌리지니 이 화면에서 왼쪽에 초록색 아이콘을 터치하세요. 그러면 다음 아 화면에서 OK를 터치하고요. 친절하게도 쇼핑몰 직원분이 다 해주시네요 그리고 공란에 가지고 계신 태국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 완료하고 초록색 배너를 터치하면 방문 등록이 완료되는 겁니다 빠트넘 플래티넘 패션몰로 가기 위해 게이스톤 빌리지 쇼핑몰을 먼저 거칩니다. 쇼핑몰 내부에서 불어오는 에어컨 바람이 참 시원하군요. 앞에 스타벅스 커피숍이 보이고요. 이곳은 게이손 빌리 쇼핑몰의 2층입니다. 실제 가고자 하는 곳에 앞서 있는 동선에 있어서 들어온 쇼핑몰이지만 여기저기 구경도 해보고 참 좋네요 방콕에는 이렇게 규모도 크고 외관도 화려한 쇼핑몰 백화점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다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고요 게이션 쇼핑몰을 관통해서 바깥으로 이어지는 고가 육교로 다시 나갑니다. 이곳이 센트럴 월드플로자 부근에 있는 라차프라송 구역인데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큰 쇼핑몰은 이세탄 백화점입니다. 태국에 있는 대표적인 일본계열 백화점 중의 하나죠. 바로 우측 옆에 보이는 아노마 그랜드 방콕 호텔은 방콕 번화가의 특급 호텔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고요. 쇼핑하기에 상당히 훌륭한 위치조건을 갖고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 태국의 이마트로 불릴만한 대형 슈퍼마켓 빅시 슈퍼센터가 있네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근에 운하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롱테일 보트 등을 타고 왕궁, 카오산로드, 수쿰빗 인근 등 방콕 각지로 교통체증을 피해 이동할 수 있어요. 문화 선착장 바로 옆에 빠트난 플래티넘 패션몰이 우뚝 서 있었군요. 이곳 역시 예외 없이 입장객들의 발열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타이차나 앱으로 출입 인증을 하게 합니다. 저도 휴대폰을 꺼내 라인 메시지를 띄우고 스캔을 해서 타이차나 체크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플래티넘 패션몰로 입장 여기가 이제 플래티넘이야 네. 기 가격대가 100바 정도 그죠? 되게 싸죠? 180바, 40바, 50바 여기가 가격이 굉장히 싸요 이게 빠뚜람 시장이 아니고 빠뚜람 쇼핑몰 패션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치면 동대문 APM몰 이런 데그러니 센트럴 월드 바로 옆에 있는 곳 그래서 칠려면 내리셔도 되고 시암에 내리셔도 되는데 시암에서 내리시면 좀 많이 걷고 칠려면서 내리면 좀 걷기 편하고 그 육교 고가가 그 보도가 돼 있어 가지고요 가격이 되게 쌉니다 그래서 보통 50, 100밭 시한 벌에 한 돈으로 약 4천 원이 정도 선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옷 사는 게 뭐, 뭐야 테스코 로타스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디자인도 괜찮고요. 자 여기가 건물이 여러 가지 나눠지는데 다음 건물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2층이죠? 그렇죠. 이 건물이 대략 6층에서 아마 7층까지 있을 건데 보통 그옷 같은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악세사리 같은 경우는 4층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5층에는 이제 오락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1건물이고 여기 1건물보다는 2건물 이전이 이전에 그 옷들이 상당히 많고 더 넓어요 그래서 보통 옷을 살 때는 이전으로 많이 갑니다 1층이랑 2층 이렇게 건물이 나눠져 있는 데 그렇죠. 예. 여옷 그 이쁜 거맞네요 여기는 이제 여성 의료들이 있고요. 여기 남성 의료를 볼까요? 그렇죠. 네. 4층이나 4층으로 남성 의료가 더 많지 않고. 네네. 아 여기가 7층까지 이루어졌네요. 7층은 주차장으로 있고. 어, 비 지하 2층은 어, 여성 의료. 지하 1층과 1층, 2층은 거의 여성 의료네요, 그죠? 그리고 3층도 여성 의류고 거기에 백이 있고요 4층도 여성 의류 남성 의류 남성 의류 4층 여기가 그 빠뜨나 패션몰이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나 봐요 다 거의 다 B층, 지하 1층, 2층, 3층 그 4층 반까지 여성 의류고 4층에 그 이제 반은 남성 의류의 이제 가죽류 가죽류 구두나 백이나 뭐 허리 벨트 그런 거 팔고 하고 5층에는 아기 의류 그다음에 기프트샵 그다음에 신발 정도 팔고요 아 여기 여기 6층이 뭐냐면 노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패션몰로 할 수 있는 거는 5층이고 그 다음에 6층에는 그푸드코 푸드코트가 있고 노보텔 그리고 7층도 노보텔로 갑니다 네, 로여보테라고 붙어 있어갖고 6층이랑 연결이 된다 그랬어요. 아, 어,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되어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저희 4층으로 가볼까요? 남성 의류가 좀 있다고 그러니까 음. 여기 내려서 옷을 좀 사야 되겠어요. 음. 개 옷이 하나에 250바시고 두개 사면 220바씩, 세 개 사면 200바씩 해주네요. 하나에 아파트 8,000원 정도. 아미가 안에 안에 성로에 잠이가 성로 성로 스토리 몇 메달? 스토리 메달성로 알아. 그럼 이거로. 예. 잠깐만 안쪽에 좀 볼까요? 그거 아니 타올라 이거? 390 이거는 좀 덥지? 이거 별로야? 천이 좀 많이 덥겠는데요 이거? 그래 어차피 촬영할 때하니 오케이 이거로 하나 사자 이거로 할까? 이거 하고 아니면 이제 고민 좀 มีมีมีอันนี้อันนี้เท่าไหร่ครับอันนี้สามร้อยอันนี้สองตัวได้ห้าร้อยห้าสิบ 하루였어요ครับ 어, 한번 롱 사이즈예요. 두 벌을 사가지고 하나에 250발. 우리가 못 깎는 건지 근데 깎을 때 깎는데 여기는 안 되는 것 같아. 안정하고 이렇게 땡기고 네. 자, 못 샀으니까 기분 좋아요 여기는 남자 코너라 좀 한적 한 사람입니다 2시? 배고파요? 여기 빠뜨남 쇼핑몰 여기 그 푸드코너에 왔어요 아,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 그죠? 가격도 여기 쌀 것 같아 보통 6 5 70바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엇을 먹을까 골라보시죠 예, 한라 음식 한라 태, 모든 태국 음식의 종류가 다 있어요 그죠? 너무 종류가 많아서 무엇을 먹을지 모르겠네 캐시카드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쿠폰이요? 네 쿠폰, 맞, 아요 여기도 쿠폰을 충전해놨는 음. 잠시만요 쿠폰 파는 데가 아까 저파 같은데 알았어요 저쪽에 여기죠 여기네요 쿠폰 받는데요2 0 0바 사시죠 네 여기 어, 어떻게 하냐면 100바 두 개씩 사요 100바 한 네. 카드로 두 장, 100바 더 주세요 아, 어, 마일라 등록해, 가? 마일라 등록해. 이게 푸드 여기에서 식사할 때 바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캐시카드 쿠폰을 사야 됩니다 사서 여기서 이제 음식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예, 푸드코트에서 지금 저희가 카오소이라는 그 여기 태국식 국수를 제가 주문했거든요 이 카오소이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인데 치앙마의 전통 국수예요. 치앙마의 전통 국수고 그허리가 무단색 허리 들어가요. 예, 이 매콤 달콤한 커리가 들어가는 그치앙마의 전통 국수예요. 제가 치앙마이 예전에 살 때도 가끔씩 즐거워 먹었던 그런 국수 음식 중에 하나고요. 여기, 여기서 오랜만에 또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느낌이 들어요. 오랜만에 또 먹어보게 되니까 기대되네요. 예, 한, 한 그릇에 50바트씩 한국 돈으로 2,000원씩 되겠고요 아, 카레 냄새가 아주 군침이 돌게 하네요 가서 죽죠. 예. 코로나가 끝나고 태국 방콕에 여행 가시게 되면 저렴한 반바지나 반팔티, 나시티 등 값싼 옷이 필요하시거든 빠뚱한 플래티넘몰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는 코리나시아TV를 더욱 힘이 나게 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